안녕하세요 흔한공고생 인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언월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만들려는 이유가 친구랑 같이 만들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월도 얘기가 나왔는데 걔도 언월도를 만든다고 했고 저도 언월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서로 대결 구도로 하면 어떻냐 제가 제안을 했더니 같이 언월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언월도 판테온의 언월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어얼도 판테온이 약간 언월도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약간 개량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음. Bye. time.